혜지야, 행복해? 행복해? 혜지야, <laughs> 행복이란 단어가 몰라? 혜지? 아우 예뻐! <gasps> 어머 혜지야! 아우 예뻐! 아우 예뻐! 왜 이렇게 예쁘지? 就拍。 嗯。 <laughs>